네, 밖으로 나갔어. 어, 지금. <laughs> 봤어? 헐, 어, 씨. 거의 그냥 직원, 직원 시절인데. 뭐래? 롤 쳤어? 채팅으로? 아니. 말 없어? 자신의 죽음을 받아